석고 물드는 손으로 깎거나 물레로 작업한 점토, 석고, 유성 모델링 점토, 나무, 일상적인 물건 등 어떠한 모델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상업용 몰드는 보통 석고 몰드에 흙물을 부어서 몰드 형태대로 기물이 나오는 것인데요. 똑같은 형태를 계속 뽑고 싶으면 석고 몰드를 이용해서 만들면 편리합니다. 몰드의 종류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가압 몰드, 드레인용 몰드, 솔리드용 몰드, 가암 몰드는 이렇게 흙을 눌러서 몰드 형태대로 나오는 것을 말하고요. 드레인 몰드는 이렇게 흙물을 붓게 되면 석고가 흙물에서 수분만 먹거든요. 그리고 남은 흙이 몰드에 붙어서 두께가 생기게 되는 방식입니다. 솔리드용 몰드는 흙물 따라내는 거 없이 다 채우는 겁니다. 물드를 만들기 전에 일단 몰드의 쪽에 대한 개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형태를 석고 몰드로 뽑아 본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한 개와 두 개, 이제 몰드 쪽이 두 개가 되는 두 쪽 몰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형태를 한 쪽 몰드로 만들게 돼버리면 어, 이것을 원형이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몰드를 만들고 원형을 빼는 과정이 필요한데 직선 형태라서 몰드에서 물려서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좌우로 쪽을 나눠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사선인 형태들은 원형 뺄 때 위로 나오기가 쉽겠죠. 자 여기서 퀴즈 하나 드리자면 이 세 가지 형태의 쪽의 개수를 맞춰볼게요. 정답은 두 쪽, 네 쪽, 네 쪽입니다. 어, 이건 나중에 원형을 뺄 때 위로 나오기 쉬운 대각선 형태니까 굽이 있어도 두 쪽이면 가능할 것 같고요 어, 이런 형태는 일단 직선 형태라서 몰드에서 물려서 안 나올 수 있어요 원형이 나오려면 아까 말한 것처럼 좌우로 하나씩 몰드가 만들어져야겠죠 그리고 굽 부분에도 하나 더 만들어줘야 될 것 같고요 주입구까지 해서 4개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참 쉽죠?